You, Jonathan, do what you do best. What's that? Hunt. 여기 내문 앞에 지금 눈 막고 있어 아! 한명 놀고 있다 근데 지금 연마만 여기 레이스 뒤에 레이스 뒤에 레이스 내려가는 것 같아 여기 여기 기둥 뒤 기둥 뒤 기둥 뒤야 잠깐만 얘 방금 살아 방금 살다 살아났다 이거 예. 오쉣 오, 길다 나왔네.